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뱅크의 또 한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, 팬분들께서 라중배 뭐 여러 가지를 또 올려주셨는데 호출하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난지 아십니까? 전 그래서 오늘 그냥 셔츠만 입는데 여보까지 다 추가했잖아요 노출을 안 하기 위해서 네네.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노출이 될 수 있어가지고 제가 팬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. 네. 제가 드라마를할동때 이제 그 배를 보여드렸더니 팬분들이 그때 끝나고 또 그 카페에서 이벤트가 있었어요. 영수는 그옷 입고 오지 마라. 어. 동수는뭐 입고 오지 말란 말이 그냥 바로 스타일리스트 사무실 가가지고 옷을 바꿔 입고 아니 아니 제가 매 활동마다 아마 이렇게 전사가 있을 텐데 활동마다 네. 매, 매번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고자 지금 일단은 이쁜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갈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근데 지금까지 올려놓은 게 미리였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유뱅도 안녕 저희 전체 갔다 올게요 아, 한 번 보여드릴래? 지금 규빈이 형 빈정상했는데 네. 규빈이 형 한 번 보여드릴까? 하나, 둘, 셋, 근데 이게 포인트가 가슴에서 올라오는 게 이게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 활동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활동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거 그 언니가 말했는데